어 내가 살릴게 온다 하나 온다 온다 어 씨론 젠장해 나 살이 라아 사람 살려 오면 살려 오면 살려 nice.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뭐또 했다 아직 또 기절이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천천히 여기 여기. 네. 어, 총알 좀. 내가 네, 길 막아줄게. 얘, 떡 빼봐. 얘떡 빼. 얘떡 빼. 얘떡 빼 주먹으로 때려 이거. 아 총알 여 총알 여기 있다. 총알 여기 있다. 수야. 피했다 다 피했다 다 피했다 아 이겼어 파이 먼저 파이 먼저 또 어때요? 음, 노비 그 응 아니야? 하이 너로 정했다 동안 막지 마라 날 막지 마라 뭐야 같은 팀이 아니었어? <laughs> 너네들 너네 같은 짝이 아니었어? 난 너네 다 같은 팀인 줄 알았어 친구를 부르시오 너는 또 너는 너를 들으신 거 아니었어? 왜다 다른 다른 자기요 그건 예상하지 못했어. <laughs> 넌또 이. <laughs> 오면 살아 오면 살아 넌 죽어 이 뚝을 먹어야 되거든 살렸어 벌써? 오면 살려 그만 살려 <laughs> 오면 죽어 오면 죽어 다 죽었대요 <laughs> 차소리 어, 어, 어. 가졌어요. 아, 어디 갔는데? 어디 갔는데? 아 이게 헤드가 맞냐 가고팔에 이걸 맞춘다고? 아 이거 맞추는 거 싫어요? 아, 재수도 더럽게 없